어? 짐 붙이면 되겠다 응? 어. 어? 아! 이거 어떻게 가져가?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얼마야 돈이 몇 개야 뭐야 슬리퍼 안 넣었잖아 씨. 날씨 너무 좋다 어 사진 찍어야지 아 더워 왼쪽으로 꺾으면 호텔인가? 아, 아 버리고 싶다 아 진짜 무거워 아잘 놀았다 뭐야 나만 여름이야